n 아, o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. 타러? 이거 자주 타고 출근해요? 저요? 네. 아니요. 왜냐면은 평일에는 지하철이 훨씬 빨라요 사실 그리고 평일에는 10불이에요 여기라고 피어 11? 한국 가까이 온 다음에 엔진을 후진으로 한 다음에 물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스프레를 돌리는 그러니 전진으로 해서 막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. 아까 후진으로 해가지고 뺀거